object 머리끝이 뜨거워 눈에 담긴 모든 게 다 일렁여 내 맘을 죽일 게 필요해 Drink, oh d r e a m 더다릿하게 지친 몸에 like sparkling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싶어 난 새빨한 내 몰아턴 태양이 조금만 더 노랗게 그을리면 Sunshine to the sunlight 그 빛에서 떨어진 노란색 레몬을 찬만나면 mm -hmm. We make the lemonade 가득한 걸 왼손은 레모네이드 오른손은 너에게 음. We make the lemonade 늘어난 건 넘쳐 흐르게 한 방울도 방울 버블팝 내두 손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또르르 굴러가는 물방울 같이 그냥 즐기면 돼 어디서 왜 노래 부르면 돼 We're young and free hot 난 몰아터 태양이 조금만 더 노랗게 그을리면 레모네이드 힘들고 지친 내 맘을 아는 듯이 노래해주는 저 새들과 따스한 햇빛 춤추는 파도만 있다면 <laughs> 내리쬐는 햇빛 그 아래 우리를 반기는 푸른 꽃들이 가득한 걸 왼손 the lemonade